바로 어, 앞이가 마로니의 공원이죠? 네.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네. 또 여기에 개그맨 두 명이 네. 여기서도 공연을 했어요 걸으면 네. 아 여기가 여기가 마로니의 저게 마로니의 이게 이게 마로니인니 많이? 이게? 저거 청양나무 마늘 이거 이거 이거 마늘에 나무를 먹고 싶은 은행 같은 거 이렇게? 20대 와 불안 괜찮다 와우 휴전인데? 휴전이다 휴전 그 동상이 보이죠 아저 안에 또 김정옥상 열사의 잠시 공연 좀 보고 갈까요?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시작 안 시작 안 뭐 금방 금방 소리가 자, 이거, 이거 커피 마시러 갑시다. 네, 저, 저 배불러서 도저히 저는 못 먹어요. 커피가 한 시간 후에 커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어 아, 이게 이게 이게 마론이 아, 나무 아 이게 마루네 나무 맞아 맞아 저가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마루오 어. 나무가 엄청 크네요 와우. 뭐라요? 나무가 얼마나 굉장한 이거 하와이 가서 한번 나무 큰 거 있잖아요. 아파요 배불러서 진짜 먹으면 안 되거든요. 어, 너무 배불러. 원래 여기가 나와 있는 저기 혼자 담배 피면서 걸어가는 키타만 그런 Thank you. 네,